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뭘 준비했을까요? 바로바로 바로 짠! 많은 분들이 원하셨던 니트 추천 영상이에요. 룩북 영상이랑 제가 니트 영상 올리겠다고 하니까 기다리,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전부 다 제가 얼마 전에 구매한 옷들이고요. 그중에서 두 개의 제품은 제가 선물로 받은 옷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냥 넣었거든요. 고민하다가 넣었는데 분명히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면 빨리 제 니트들을 보여드릴게요. my mind can't find the words, no, I can't seem to find. you meant to quit your pretending? Truth or false is shit never ending. Hear me now and stop condescending. You see, I'm begging, you hear me begging. If you seek for love, don't try to hide it. Find it deep inside and try to hide it. If there's a way, I wanna know, we try to Quit your games and now that you deny. with deep ocean love. Please me now, we about oh, to lose. Whether we we stick on? jello.